검진을 체크해서 알아주시고 안내문 보고 따라주세요. 빼는 것도 같이 들어있나요? 아. 27. Thank you. 제 짐이 안 나왔어요 다다음 비행기에 올 것 같다고 호텔로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했고요 만약에 짐 못 찾아서 사야 되는 거나 이런 거 생기면 영수증 가져오면 돈 준다 그러더라고요 치약 세트랑 이런 것도 줬어요